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척 오늘은 과일 음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과 주스와 감귤 주스를 마실 건데요 그러면 설명 없이 원샷 해보겠습니다 척 정말 달달함의 끝판왕인 음료수의 조합이었어요.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5점이었어요. 정말 맛있었습니다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. 척!